지난 5월 세계 빅3 골프용품 업체 중 하나인 테일러메이드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였습니다. 타이틀리스트에 이어 테일러메이드까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그 골프입니다 대한민국 사모펀드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사가 테일러메이드의 최대 주주인 미국 KPS 캐피탈 파트너스와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돈을 모아 주식, 채권, 기업,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KPS 캐피탈은 2017년 5월 아디다스로부터 4억 2,500만 달러 약 4,800억 원의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했는데 이번에 약 4배의 차익을 거둔 거죠. 센트로이드사는 테일러메이드를 아시아 지역 내 1위 업체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골프 장비, 의류 등 관련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사우스 스프링스 CC를 인수하기도 했죠. 골프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팀 테일러 메이드 아시죠?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더스틴 존슨 등 멤버 구성이 엄청나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국산 브랜드 테일러 메이드를 사용한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골프용품 세계 빅3는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가 있습니다. 2011년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휠라코리아가 타이틀리스트를 소유한 아쿠시네트를 인수하였고 이번에 센트로이드사가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였죠. 혹시 캘러웨이도 한국 기업이 참고로 대한민국 기업 오케스트라 PE가 마제스티를 소유하고 있지만 최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